친구가 바람 핀다는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아니 몇 년을 만나면서도 여자 문제 전혀 없었고 정말 나만 사랑하던 사람이 한없이 다정하고 잘해주던 사람이 그런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힘들더라 남자친구한테 얘기할까 말까 며칠 밤을 고민했지 그래도 친구한테 너가 잘못 봤겠지 잘못 봤을 거야 하면서 끝까지 남자친구 믿었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다시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면서 나 아닌 다른 여자랑 단둘이 손잡고 스킨십 하면서 너무 다정하게 걸어가더래 남자친구를 끝까지 믿어보려고 했는데 정말 정말 세상이 무너지더라 그래도 정신 차리고 언제쯤이었는지 어떤 년이었는지 자세하게 물어봤어 하나하나 다 받아 적어가면서 어떻게 남자친구한테 말을 꺼내야 될지 생각했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땐 분명 나랑 같이 있었을 때인 거야 그것도 풀 메이크업으로 친구야! <laughs> 네가 본 그 여자 그거 나야! 앞으로는 잘 꾸미고 다닐게. 고맙다. 지나가다가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미친 아니야? <laughs> 이 남친 마음 뭐 이남